<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게 모니터랑 같이 틀어놓으면 이게 소리가 같이 나오는구나 <laughs> 나 왜 노래가 안 끝나지 했네 오케이 일단 초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네. 또 1년이 지나서 생일 브이라이브로 또 찾아왔네요. 제 캐럿들 잘 지내나요? 무슨 소원 우리 또 캐럿들 건강하라고 또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네. 멤버들마다 항상 이렇게 케이크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저는 또 토끼네요. 귀엽죠? <laughs> 아 보통 이제 또 멤버들이 생일 브이라이브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게 막, 막상 이렇게 딱 주제가 주어지고선 오면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아, 또 생일이라고 또 많은 캐럿분들, 그리고 뭐 멤버들, 지인들 또 되게 많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고,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저는 보통 별로 생일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편인데, 뭐, 생일이라고 뭐 있겠어 그냥 뭐 보통 날이랑 똑같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또 막상 또 어,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또 많은 분들 우리 캐럿 분들이 많이 축하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되게 여기저기도 또 되게 제 사진도 많이 걸려 나오는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보기도 봤거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캐럿들 고마워요. <laughs> 이거 다 직접 만드는 건가? 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너무 음. 음. 네. 맛있습니다.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먹진 않을게요 아 누가 먼저 생일 축하해줬어요? 일단 위버스에서는 우지가 가장 먼저 축하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우지가 제일 먼저? 하면서 놀랐고 그리고 뭐 A씨 영상통화 오고 준이도 음, 카톡 와가지고 다 좋았고 멤버들 뭐 다 연락 오고 했습니다 어, 멤버들한테 아 민규한테 또 안경이 엄청 크죠? 헤헤 생일 축하했는데 힘이 너무 없어서 걱정 아니에요 저 힘이 있는데 원래 이런데 <laughs> 원래 원래 약간 텐션이 이런데 어, 이게 힘이 없어 보이나 봐요 저 힘 넘칩니다 여러분 힘이 없지 않고 오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미역국도 먹었어요 미역국도 먹었고 저안 피곤해요, 여러분. 음, 선물, 선물, 선물. 도겸이가 아까 준다고 연락 왔었고, 뭐, 모르겠어요. 다른 멤버들도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상관없고. 저는 약간 진짜로 약간 생일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되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장 먼저 생일 선물을 받았어? 음, 아직 케이크, 케이크 초본 거밖에 얘가 실물로 생일 선물을 받은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모두 10월에 생일인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여동생이 선물 줬어요. 여동생이 어 가볍게 편지 써줬어요. <laughs> 가볍게. 편지를 써줬고요. 음, 뭐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이랑 어제 같이 밥 먹었고, 동생이랑도 같이 있었고. 위버스의 캐럿들이 정한이 푸사를 맞췄어요? 뭐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봐? 뭘, 뭘 맞췄다는 거지? 아직 저희가 멤버들을 아직 못 봐서 여러분 어뭐 승철이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선물을 그리고 뭐 뭐안 줘도 사실 상관없고요 <laughs> 멤버들한테 선물 받았어밖에 없어 댓글이 일단 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아까 도겸이는 큰 곰돌이 뭐 조형물 그 뭐, 뭐라고 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큰 거, 네, 곰돌이 그 이렇게 돼 있는 그거 뭔지 아시죠? 그거 받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음. 아직 네, 뭐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 네. 준이는 이제 카톡으로 뭐 이제 선물 담아서 주면은 한다고 했는데 그냥 그 마음이 예뻐 예쁘서 그냥 오, 면은 밥이나 한 번 먹자 이랬고 네, 네 민규 민규는 네 양경 <gasps> 이거야 내 핑크 바지를 어떻게 봤어? 맞아요 저 핑크 바지 거든요 네 그렇고 아 앨범 스포 근데 왜 중고냐면요 어 이거 민규가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고예요 케이크를 가까이 와서 보여달라고? 알겠어요 귀엽죠? 아, 오늘은 뭐 했어? 오늘 또 낮에 또 열심히 또 일을 했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V 라이브 끝나고 또 일을 하죠. 항상 저기 어, 우리 캐럿들에게 많은 걸 보여드려야 하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토끼예요. 고양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네. 컴백스포 컴백스포는요 아, 아 보통 보통 타이틀곡이 저희 곡이더라도 어, 연, 어찌됐든 컴백을 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이 좀 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 곡은 그렇지 않다. 어, 꽤나 많이 들어도 계속 좋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누가 케이크이고 정한인지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죠. 케이크 이거 뭐 어떤 맛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얘기를 안 드린 건데 약간 생크림 케이크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음. 휘파람이 스프냐고? <laughs> 계속 나오시다. 식입니다음 앞에 또 리본을 리본도 먹는 거냐고? 먹는 거네요. 네. 먹는 겁니다. 저번에 헤븐스 클라우드를 내가 휘바람으로 했었어? 했었나? 잘 모르겠네. 다들 고마워요. 나는 근데, 근데 아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별로 생일에 대해서 그런 게 어, 없어가지고 내가 말 안 하면은 그러니까 생일인 것도 이틀 전에 갑자기 이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아, 갑자기 아빠한테 문자가 와서 봤더니 시간 되냐 그러니까 뭐 잠깐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근데 아빠 왜 왜 와? 이랬더니 너 생일이라서 뭐 밥이나 먹으려고 했지라고 해가지고 아 맞다 나 생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로 생일에 그게 없었는데 또 그게 없어 없는데 뭔가 그냥 아는 분들이 이제 막 축하해주고 멤버들도 그 그냥 알고 축하해주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캐, 캐럿들이 축하해준 건 당연히 좋은 거고 너무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뭐 이따가 이따가 연습하겠구나. 네. 뭐. 초가 왜 두 개냐고요? 어, 27개 꽃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럼 토끼가 토끼같이 안 보일까 봐 초는 아마 저렇게 세 개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 하트도 초거든요. 드림 드림 드림 아, 드림 노래를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딨지 <clears throat> 근데 저 이거 약간 잘 못 듣겠어요 <laughs> 저 약간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해가지고 막한 거긴 한데 하, 약간 한국 한국어 버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그래서 약간 듣게 되면은 일, 일본어 버전을 듣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는 내가 들으면서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laughs> 한국어 버전 못 듣고 아,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도 딱 첫 첫 번째 첫 소절 듣자마자 바로 끈 것도 어못 듣겠어 못 듣겠어 오글거려 오글 거려 드림을 어쩌다가 만들게 됐냐면 그럼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그러니까 드림을 뭐 이렇게 막 공개하려고 만들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어 이제 막 제가 항상 뭐 녹음을 하던가 뭘 할 때 되게 뭔가 처음에 그냥 부르면 부르는데 처음에 되게 뭔가 주눅을 주눅 들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긴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범주 형이나 뭐 이제 같이 이제 뭐 회사 직원분들이나 종훈아 왜 자꾸 그러냐 어 충분히 다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긴장해서 그러냐 너 그 뭐야 너 이제 풀, 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그 이겨내는 뭔가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너 뭐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작업을 시작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아 근데 강제적이라기보다 그냥 나도 그거를 너무 느껴서 아 그래요 그럼 어차피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같이 아무, 아무거나 정하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흥얼흥얼 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시작돼서 점점 만들어진 게 드림이었는데 어, 뭔가 이거를 그냥 약간 자존감 올리기 프로젝트로 그냥 한번한 거지만 이걸 그냥 캐럿들한테 뭔가 풀어주고 들려주면 뭔가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예, 드린 거죠. 뭐무튼뭐 그랬습니다. 그러,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온 게 드림이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더 팩트 시상식에서 이제 호시랑 도겸이 일본어 잘했죠. 그러니까 잘했어요. 원래 그게 진짜 너무 떨리거든요. 그냥 어 원래 이제 시상식 때 제, 제가 하려고 어 어찌됐든 제가 다 아는 말이지만 그거를 시상식 자리에서 시키면은 너무 긴장돼서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이틀 정도 전부터 그냥 짧은 말이라도 그냥 계속 떠올리려고 하는데 뭐 예시로 이게 뭐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예시로 준 말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섞어서 그냥 제가 편한 말대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호시가 어 나 자기 이제 일본어 멘트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겠다 이랬는데 저는 이미 섞어서 해버려서 내가 2번을 할 테니 형이 1번을 해라 이런 식으로 뭐 돼서 아 그럼 나 섞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형은 이렇게 갑자기 하면은 못할것 같고 형은 다음에 할 테니 너가 이제 이거 준비한 거 해라 해서 이제 호시가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도겸이가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일본을 근데 그게 당일이었어요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당일날 그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어 그 당일날 외우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저는 엄청 긴장해서 아, 틀리진 않을까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호시랑 도겸이 둘 다잘 어, 연습해서 잘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왜냐면 이게 또 <laughs> 이것도 경험담이지만 한 번 틀리면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시상식만 가면 막 엄청 막 떨린단 말이에요 막 머리 하얘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근데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멤버 그 호시랑 또 도겸이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네 그랬습니다.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아직 못 봤습니다 음 보려고 저번에 한 번 갔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좀 늦게 도착해서 어 늦게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처음부터 보고 싶어서 그냥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갔다 온 멤버들이 다 하나같이 진짜 너무 잘한다고 너무 멋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드림 일본어 버전은요 그냥 둘 다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다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뭔가 할 수 있는 한 해보자 라는 그냥 마음으로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한 오빠 뭐 요즘 뭐하고 지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승철이 아직 못 받고요. 아직 생일 선물 <laughs> 안 받았는데 안 받아도 되고 네 별로 멤버들한테 그런 부담은 주고 싶지 않아서 네 여기는 회사입니다. 드림 아마 한 2월 2월 달에 만들었나? 사실 그걸 약간 봄에 들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2월 달인가 1월 달에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됐든 그 우리 회사에서도 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저 전에 뭐 나와야 할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하다가 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안 아프고요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오늘 슈아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멤버들을 전체 다 보지 못했어요. 어, 멤버들 본 거는 지금 디노랑 버논이밖에 못 봤고요. 어, 나머지 게임, 나머지 게임. <laughs> 지금 여기 오징어 게임 나가지고 나머지 게임. <laughs> 댓글에 자꾸 오징어 게임. 그래서 나머지 멤버는 해야 돼요. 나머지 게임은. 네, 나머지 멤버는 이제 브이라이브 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있어서 또 그때 만날 것 같습니다 후드를 써달라고요? 후드 쓰고 capture time. 짠 <laughs> 나머지 게임 오징어 게임 네 웃기네요 <clears throat> 민규 안경은 어디서 받은 거냐고요? 민규 안경은 어, 차에 탔는데 민규가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받았다고 민규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봤냐고요?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아 하도 애들이 난리여서 그냥 한번 뭔가 하고 봐봤어요.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인더숲을 봤냐고 하는데 다 같이 보진 않았고 다 따로따로 각자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하나 머리 다시 기를 생각 있어요? 저는 긴 머리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긴 머리라는 게 제가 항상 유지하는 정도 예 그리고 뭐 긴 머리도 좋아하고 짧은 머리도 좋아해서 또 막상 자르고 나서 옛날 긴 머리 보니까 또 긴 머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나중에 또 하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최근 건가? 음. 아이 민규가 딱 제가 타는 차에 이 안경 딱 꽂아놨으면은 또 주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주는 준거 같은데 제가 또 잘 쓰고 다니면 민규도 좋아할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어요 폰 바꿨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최근에 바꿨는데 제가 용량을 별로 안 쓸 거라고 생각해서 128기가로 바꿨는데 꽉 차가지고 조만간 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는 그냥 투명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다가 언제쯤 갈까요? 아, 이게 그냥 뭐 이제 저 혼자 집에서 막 브이라이브 키고 뭐 따뜻한 우유 키고 하면은 그냥 약간 편하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생일 브이라이브 뭔가 이렇게 또 차려진 밥상에 이렇게 딱 제가 등장을 하면 되게 어렵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민망하고 <clears throat> 안경이 너무 큰가? 그래도 뭐 민규가 준 건데 또 자주 쓰고 다녀야지. 다른 behind, behind, 비하인드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없네요. 음. 아, 아직 안 갈게요. <laughs> 생일 버스 봤어요. 생일 버스 뭐 엄청 큰 거 있던데 그, 저도 그길 지나가면서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더숲 가서 가장 재밌었던 거 저는 그냥 인더숲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서 가장 재밌었다는 건 없고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어 형원이 형 네, 왜 형들과 연락을 하냐고 하는데 네, 오늘도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했고요. 기분이 또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컴백 티저는 보셨나요? 컴백 티저 컴백 티저 멤버들 다 잘 나왔죠? 컴백 티저가 제가 어 뭐 붙들고 그림 그리고 한 거였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해봤고요 저 스포 안 했으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 저녁은 이거 하고 먹을 거고요. 아마 멤버들 김치찜 시켜놓은 것 같아서 그거 먹을 것 같, 아요 <laughs> 음. 다들 웃기다. 아유, 무튼 여러분 다들 제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laughs> 다들 뭐만 하면 스포라고 하는데 오늘 거에서는 스포가 없었고요. 다들 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도 남은 몇 시간이지? 5시간, 4시간 50, 51분 정도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너무 고마워요. 다들 잘 지내요. 나 얼굴에 점 안 찍었는데 뭐 무튼 해피 정한데이 고마워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잘 먹고 이따 밤에 잘 자요. <laughs> 봐봐 끝내라는 게시 가겠습니다 안녕